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파리바게뜨 초콜릿 케이크랑 티코달크 맥놈 클래식 누텔라 호시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초코 케이크 위에다가 몰절스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Thank you.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